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 원더풀 캣떡 呀？ 내려오지 이제 안 내려간대 야 그대로 끌고 가